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카지베기 쪽으로 군사도로를 따라가면서 만나는 어, 약 티빌리시에서 카지베기 쪽으로 1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아, 짐발리라는 호수와 함께 어, 있는 아나누리 성체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나누리 성체는 어, 차량으로 자기 차량으로 약 1시간 내외 티빌리시에서 위치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약 40분 정도 어, 거리, 빠르면 40분 정도 거리에 예,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다 같이 아나누리 성체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먹을 거 주나 찾아봐요. 보면 완전히 전부 다. 여기 이제 이 아나누리 성인데요. 원래 이게 최초는 13세기에 건축됐습니다. 13세기에. 근데 이 13세기에 이게 건축이 됐는데 당시에 이 여기 이 강이 아라그비 강이거든요 저기 보이는 이 아라그비 족 영주가 살고 있었는데 듀크 근데 이 산에 산스첸이라는 그 공작이 살았어요 근데 이, 이 산스첸이 잠깐 그 페르시아를 갔다 온 사이에 이 아라그비 이 영주가 그 산스첸 부인을 저 러시아에다 줘버렸어요 어, 딱 보니까 자기 부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뚜껑이 열려가지고 여기를 공격해러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라급이 그 싹 다 몰살을 시켜버려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10, 17세기 경에 여기서 농민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산스첸 집안도 여기서 다 죽거든요 그래서 조지아 사람들은 여기 비오는 날 오면 귀신 소리 들린다 그래요 여기서 400명 이상이 몰살 당했습니다 여기 지금 이게 콧구멍처럼 보이는 이런 데가 다 그 에어텍 그 기름 붓고 이러는 데 있죠 다 고기입니다 여기가 다 화살 쏘고 그 왜 우리 그 황산 황산성인가 뭐 그 영화 있었잖아요 예, 예. 거시기 할 때까지 뭐시기 해보자 이거 <laughs> 여기서 이게 다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루가 지금 몇 개 딱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성은 이제 다 없어졌고 지금은 이제 교회가 있습니다 16세기에 세워진 교회하고 17세기 저 다리가 100년이 넘은 다리예요 아, 예. 그러니까 공산당 시절에 지어진 그래, 교회는 어, 남자분들은 모자를 다 벗으셔야 되고 여자는 모자를 써야 됩니다 아, 예 들어가실 때 이제 저기 보이는 저게 이제 티빌리시 상수원 수돗물 그게 저게 이제 진발리라는 아까 그 오실 때 보셨던 그 호수하고 연결된 인공 호수죠 그러니까 Mm-hmm. 네, 들어가시죠. 이제 이 러시아 황제가 여기를 이제 온다고 그래서 이 프레스코아가 다 훼손된 거예요. 그래서 이 프레스코아를 훼손된 거를 복원을 못하니까 회치를 다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하얗게 칠해놓은 다음에 황제가 안 왔어.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요 회칠 안에 다 까졌죠.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여기를 이제 조지아 정부에서 이걸 복원하려고 이렇게 보시면 저 자두 색깔까 있죠. 그러니까 네. 그 안에까지 해서 이제 회치를 한 거를 벗겨내면 그림이 있는 부분만 이게 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 보시면 저런 그림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조지 그림. 이 보시면 이 프레스코 안에 벌써 이미 눈을 다 파버렸잖아요. 아, 그럼요. 예, 다 이거 훼손시킨 거예요. 그 이쪽도. 이렇게 전부 다 훼손된 거죠. 음, 예. 지금 요, 요 양식은 이제 이걸 이코니스트 이렇게 뭐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러시아 종교의 양식이에요. 어, 조지아 정교회 양식은 이제 화려하지 않는데 여기는 이렇게 딱 화려하게 돼 있어요. 러시아 정교회 양식. 이게 지금 이제 지옥도예 지옥도. 지옥 곳에? 네, 저기 보면 예수님 있죠, 그죠? 네.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원 안에 있죠, 원. 네. 그러니까 원은 이터널, 영혼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하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기업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지옥의 모든 걸 관장하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왼쪽에 천사들 있죠, 천사. 그렇네요. 그다음에 여긴 마귀들. 어, 네. 그러면 천사들이 두루마리를 갖고 오고 있죠. 네. 그럼 마귀도 두루마리를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 그러니까 선한 일하고 악한 일 어.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저울을 달고 있어요 지금 보이시죠? 네. 근데 이 보시면 어, 이 선한 일이 저 악한 일보다 배만큼 작아요. 어, 그렇네요. 근데 이쪽으로 떨어져 있죠. 네. 그럼 이제 이 천당 가는 거거든. 근데 그걸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선한 일이 어렵다는 거예요. 아. 악한 일보다. 깊은 뜻이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제 발이 다 이쪽으로 향하고, 향하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는 거고 발이 저쪽으로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불의 혀처럼 여기 새빨간 혀가 나오죠. 네. 이게 이제 불 구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요요요저 위에 하얀 저 사람들은 대기 중인 거예요. 대기 중. 아. 예, 대기 중이었다가 이제 이렇게 심판을 받는 거고 여기에 들어가서 지금 나온 사람들은 저렇게 머리 보이죠. 네. 머리 그다음에 저 보면 괴물 보이죠. 괴물. 아. 괴물들이 다 잡아먹었죠. 보시면 <laughs> 손만 있어요. 손만. 다 뜯어먹고 손만 남았어.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사람은 머리만 있고. 이게 그 먹는 동안의 고통을 그대로 다 느끼는 거예요. 발서부터. 저기 보면 사람 눈 있잖아요. 얼굴 있잖아요. 얼굴. 여기. 어. 사람 얼굴 보이세, 보이세요? 저기 얼굴. 그다음 저기도 얼굴. 여기 손. 네. 그 여기 여기 이 아나누리하고 또 이제 좀 보드베라는 수도원이 있거든요. 그 시그나이 가면 거기하고 딱 두 군데만 이 지옥도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기독교에서 지옥도가 있기는 쉽지 않아요. 대부분이 있어도 다 불교에서 이런 이제 뭐 지옥도의 그림이 있는데 <coughs> 이 양식은 다 러시아 정교의 양식. 그래서 이렇게 위를 보시면 이렇게 솟아올랐죠. 원, 뭐 타원형이 그리고 요 왼쪽에 라운드가 있죠.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상의 선을 그으면 이렇게 그으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예, 이쪽에서도 십자가, 이쪽에서도 십자가. 이게 이제 바실리카 양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그리스 그양식이었데 원래는 이제 건, 그 관공서 양식이었는데 이제 이 교회 양식이죠. 그래서 이 바실리카 양식은 안에서 봐도 십자가, 동에서 봐도 십자가, 서에서 봐도 십자가, 그다음에 이제 하늘에서 봐도 십자가 그게 딱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저렇게 돔처럼 되 있으니까 소리가 울리죠. 그래서 그러니까 성가를 부르면 소리가 쫙 울립니다. 네. 여기 교회들 특이한 게 의자가 아, 서서 드려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저기는 이제 대주교, 주교가 앉는 자리고, 이 그러니까 노약자들만 여기 앉지 일반인들은 3시간 동안 서서 드려요. 3 0 동안 예. 전교회 아, 그러니까 여기 조지아 조지아가 그렇고요. 또, 또 동방정 예, 러시아도, 러시아도 그러고 아르메니아는안 그래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요 십자가 이 벽의 십자가가 어, 사면이 다 틀린데 여기서도 보시면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요 라인서부터 오른쪽까지 라인을 그면 딱 선이 한 일자가 되죠. 예. 위에서 아래로 내려면 오 일자가 되고 그래서 이것도 십자가. 그리고 또 이 바실리카 양식의 특징은 대칭이거든요. 예. 중간에 기점으로 해서 접으면 딱 접히는 거예요. 두 아, 개가. 아, 완전 대칭입니다. 예. 어. 그게 특징이에요. 근데 여기 되게 재밌는 거는 저기 지금 천사가 있죠. 천사가 있는데 외계인하고 똑같이 생겼어. <laughs> 눈하고. 예. 예. 근데 한 천사는 장화를 신고 있고 한 천사는 또 맨발이에요. 아, 예. 예. 예. 그리고 십자가 밑에 이제 용이 있죠, 용. 예. 예. 어. 그리고 요 십자가 밑에 용 위에 있는 게 저렇게 그 타원형처럼 생긴 문양 있죠. 그게 뭐냐? 메비우스의 띠입니다. 메비우스의 아, 띠. 예. 메비우스의 띠는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영원을 상징하거든요. 예. 계속 이어져 있으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왼쪽에 보면 사자가 있습니다. 사자. 어. 저 묶여 있죠. 예, 예. 예 저걸 사자는 자카리안이라는 가문인데 예, 그 가문이 아, 조제의 13세기에 많은 교회들 복원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문의 문장이에요. 어. 그리고 여기 포도나무. 예, 예. 그저 포도나무에 보면 사슴이 있어요. 그리고 그더 위에 올라가면 왼쪽에 이상하게 생긴 하나 애가 있거든요.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그 그게 바로 수랍이라는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 어. 왼쪽하고 오른쪽에. 오 예. 그 천사는 뭐냐? 하나님의 전을 지키는 천사거든요. 수랍이. 그 이제 세르빔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저 위에 또 보시면 십자가 위에 천사 하나가 예. 나팔을 들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어. 예, 그리 이쪽에는 없죠. 예. 요거는 이제 천, 저 천, 나팔 부는 천사는 한, 딱 하나만 해놔요. 어. 저게 이제 원래 나팔절이라 그래가지고 히브리의 나팔절이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나팔 불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래서 이제 요게 아, 전체가 다 십자가 모양이 다 틀립니다. 벽면마다. 여기 이제 종탑이고 여기 이제 지하로 해서 저 바깥으로 나가는 이게 지하 통로예요. 여기가. 요저 안으로 지금은 이제 다 막아놨는데 예전에는 다 열려 있었어요. 어, 예. 이거 들어가면 안이 좀 넓어요, 제법. 음.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끔. 음. 그 여긴 다 이제 무덤들. 그 여기 보시면 또 십자가가 다 틀리죠. 예, 예. 여기는. 그러니까 이 사, 사방이 다 십자가가 틀게 돼 있어요. 이 교회 특징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이게 문양이 이렇게 생겼죠. 여기 보시면 이게 이게 이렇게 촥 다 이어지는 거거든요. 어. 이게 매비의 수의 띠, 아, 띠처럼. 그죠? 쫙 연결돼 있죠. 예, 예, 예. 그래서 한 바퀴 돌고 오면 다시 연결되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이게 바로 어, 사실은 이게 태양신 숭배 사상에서 나온 거거든요. 메비우스 띠는 태양신과 관련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태양신은 영원하다. 근데 이제 이 문양이 이게 실크로드를 타고 어디까지 가느냐 이게 신라까지 간다는 거거든요. 어. 예,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 단청. 예 예. 그 불교 사당 가면 절에 가면 단청들 있죠. 예, 예, 예. 단창 단청의 문양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십자가가 여긴 또 틀립니다. 여기는 가로와 세로가 똑같은 십자가. 어, 예, 예. 예 이거는 어, 이집트에 가면 콥틱이라는 또 기독교가 있거든요. 예. 예 콥틱도 이런 십자가를 씁니다. 아. 근데 여기도 십자가에도 보시면 문양이 다 있죠. 예, 연결되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무한대 영원 불면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음. <laughs> 죽부인. 여기도 보시면 또 천사가 있죠. 아, 예, 예. 외계인 같아요. 진짜 외계인이죠. 눈이랑 보시면 예. 완전 외계인 같아요. 이게 아주 진짜 독특한. 아, 왜 현실적으로 안 만들고 저렇게 좀 상상적인. 아, 왜냐면 저게 저렇게 눈을 저렇게 하는 게 조각하기가 쉽거든요. <laughs>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근데 이거는 제일 진짜 재밌는 게 이 십자가 밑에 석류예요. 저게 석류. 오른쪽에 아, 석류. 저, 저류죠 아, 예. 예. 석류는 사실은 그거 무슨 상징하냐면 석류는 다산을 상징하거든요. 어, 예. 그래서 이게 이스타시, 이스타르시 뭐 이래 가지고 이스타르문 그러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나오는 여신. 예, 예. 예, 사실은 여신을 상징해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태양신 숭배 사상의 많은 것들이 어, 우리는 잘 모르지만 교회 안에 기독교 카톨릭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로마 그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표했을 때 이미 그때는 미트라라는 태양신을 숭배했어요. 그 태양 미트라는 어, 이 경전은 없고 신비주의 가깝거든요. 음. 그 로마 병사들이 다. 그리고 나서 미트라 제사장들이 다 이 기독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 제사장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태양신 숭배와 관련된 문양들이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다. 음. 여기도 보시면 이게 지금 라운드 돼 있는 요 띠가 예. 다저 이 무한대를 상징하잖아요. 예. 다. 그다음에 저 위에도 또 보시면 십자가가 저렇게 생겼죠. 예, 예, 근데 저기 이제 또 특징이 있어요. 저 십자가는 지금 이 십자가들이 일반 십자가하고 좀 약간 틀려요. 저 십자가는 음. 보시면 어 꽃이 이렇게 펴 있죠. 새송이가. 예, 예. 예, 그거는 어 성부, 성자, 성령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고 그다음에 봉우리가 또 두 개 있어요. 어, 예. 예. 그거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신성은 동일하다. 아, 그럴 때 쓰는 십자가입니다. 어. 교에서만이 십자가를 쓰는 줄 아는데 아, 실질적으로 십자가는요 기독교의 상징이 아니에요. 아, 기독교의 상징은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시, 원래 십자가는 어, 이 태양신 관련된 사람들이 썼던 게 대부분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어,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오딘과 토르 토르가 들고 있는 망치 예, 예 그것도 십자가를 상징해요. 그 다음에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어, 그 거기도 다 또 십자가가 나오고요. 그 여기 지금 오른쪽에 요 교회가 16세기 요게 먼저 지어진 교회인데 아, 여기에 그 영주 부인이 죽어요. 이게 16세기예요. 이게 16세기. 이게, 16세기. 이게 17세기. 어. 근데 이제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 교회 안은 이제 아, 개, 방 개봉은 안 하는데요. 음. 옛날에는 다 열려 있었는데 그 아치로 사랑의 시를 쫙 써놨어요. 그 남편이 이 조지아의 용이 그 서양용하고 동양용이 있는데 예. 서양용은 공룡처럼 생겼거든요. 예, 예. 동양용은 우리가 아는 중국용이죠. 근데 여기 있는 게 중국용처럼 똑같은 동양용이 있습니다. 요 안에. 그죠? 거의 똑같아요. 우리가 아는 용하고. 길다 알았네요. 예. 이제 여기도 십자가 밑에 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 요, 그 십자가 요, 요 나무의 뿌리가 메비우스 띠죠.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저 위에도 이제, 어, 천사들, 수랍, 날개 세상 달린 어. 천사가 이렇게 새겨져 있죠. 어. 그래서 전체 이 사면에 십자가의 문양이 다 틀려요. 어, 예. 네, 감사합니다.